누구세요? 건강검진 방문 왔습니다. 아, 보험회사요? 잠시만요. 서울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문영 간호사입니다. 오태준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어제 금식하셨었죠? 네 근래 피곤한 일이나 심한 운동하신 건 없으시죠? 네? 피곤한 일이요? 저기요. 여기에도 표시해야 하나요? 예? 여기요. 혹시 다른 질병 앓으신 적 있으세요? 에? 아, 아니요, 없는데요. 그러면 뒷장에 서명만 좀 해주시겠어요? 팔에 힘 빼시고요. 네. 고객님 눈 뜨시겠어요? 네. 이 컵에 만큼만 만 소변을 좀 담아 주시겠어요? 네, 그 그렇죠. 제... 아니 네, 아이고야 이게 아니 그게 그게 고객님 잠깐만요. 이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요. 고객님 가지고 오셨어요? 예. 소변 검사 정상이시고요. 검사 다 끝났습니다. 고객님 이거 버려주시면 되세요. 저 그럼 보험 가입 되는 건가요? 예, 혈액 검사 확인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되니까 제가 일주일 안으로 다시. 근데요. 코에서 피가 나요. 좀 쉬었다 가실래요? 아, 아, 잠깐만요. 어, 어, 어, 에이 참.